여행을 못 가는 요즘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였지만 저의 3월 한 달간의 광고 수입은 안녕하세요 허니블리입니다 여행백수로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멈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3월 애드센스 모든 광고 수입을 저희 구독자인 꿀벌님들의 성함으로 기부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. 꿀벌님들의 성함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그래도 많은 금액으로 하고 싶어서 3월 한 달간은 정말 열심히 업로드를 하기는 했거든요. 그 결과 감사하게도 다이어트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 영상 하나로만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3월 한 달간의 광고 수입은 503달러예요. 진짜 평소보다 평소 보여드리면 2월에는 113불 1월에는 252불로 제가 근래 해왔을 때보다 가장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. 역시 열심히 하면 이렇게 결과가 따라준다는 게 또 여기에서도 보이네요. 해당 금액은 모두 꿀벌님들의 성함으로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. 이번 기부 정말 꿀벌님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.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 의 인사 전달드릴게요. 여행을 못 가는 요즘 저는 여행 유튜버로 이 에드센스 광고 수입 외에는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때 뭐 좌절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저의 유튜브 방향성과 콘텐츠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. 여러 날 고민해본 결과 제 유튜브 채널을 저의 기존 성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원래는 제가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이었잖아요. 이제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이 되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걸 좋아해서 닉네임을 허니라고 지었던 것도 있는데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. 카테고리는 크게 다이어트 팁, 맛집 꿀팁, 꿀조합 레시피, 안 보면 손해인 꿀팁들 모음, 해외여행 꿀팁, 국내 여행 꿀팁, 먹고 살기 꿀팁, 그리고 일상 속 브이로그 마지막으로는 여행 백수로 1억 모으기를 포함한 허니블링의 무한도전 제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쏙쏙 정리를 해놨으니까 원하는 정보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이 시기에는 여행 유튜버가 아닌 꿀팁 유튜버로 일상 속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혹시 궁금한 정보나 좀 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100% 수용합니다. 여행백수로 1억 모으기 콘텐츠는 잠시 멈추고 저는 돈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